오랜만이에요. 오, 빠그러. 귀한 거를 잡았어요, 귀한 거를. 자, 지금 잡아오자마자 바로 들고 온 건데. 우와, 대박! 야, 문열만 했습니다. 야, 문효정 좋습니다. 오징어, 한치, 무늬오징어까지 세 가지 종류 귀여 것만 잡았네요 진짜 제일 위쪽이 한치, 중간이 오징어, 밑에가 무늬오징어 와 진짜 커 대박 어. 머 대왕 오징어 오징어 반응이 격렬하다 너무 예뻤지? 아.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어 기존에 먹던 거 많이 먹고 있는데 맞다 일단 묶었어 어, 섞였어 <laughs> 막을 끓어 먹는데 봐봐 뭔가 그러니까, 다 맛있어 어떡해? 클리어 그냥 클리어인데요 <laughs> 기존에 먹던 오징어 이쪽이 무늬 오징어 또 이쪽이 한치 먹지마 뭘좀 할란지 목소리 먹으면 안 해. 지금 가는 거 일단 돈 치고 한채 한채 한치 달리고 있다 한치 달리고 있다 볼채는 한치 어 모카는 지금 무늬 보러 왔어요 무늬 나도 이제 둘다 먹어 무늬 먹는 거 같아 무늬를 좋아하네 라떼는 확실히 뭐 알도 맛이 나 알도 맛. 음. 라떼? 먹는데 라떼도? 아, 라떼도 한치 한치 먹고 있어요. <laughs> 다 비워버렸는데. 그러니까 어쨌든 또 비웠네. 대왕 오징어, 한치, 그냥 일반 오징어, 무리 어, 뭐 오징어 네 가지 다 줘보겠습니다.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토너먼트 <laughs> 진짜 짠 그러니까. 일반 오징어들만 손대고 무늬 오징어랑 한치를 손안 대네 일반 오징어도 비중 배불러가지고 배, 가 부르니까 이제 슬 보이는 것 같기도 해. 뭘 좋아하는지 딱 확실히. 무슨 일이지? 어, 라떼는 확실히 오징어 좋아한다. 다 뺏긴. 다 털렸어, 다 털렸어. 야, 야, 야. 네. 어깨 올라갔 어, 이거 대박인데. <laughs> 어, 고마운 거 맞겠지. <laughs>